먼저 먼저 먼저 그렇지 오 시작이고 KO Round 4 Fight 아 이거 안 쏘는데 어? 아! 아, 셔라! 아, 좋겠 Round one. fight. 나이스 아이거 어, 잘로? 아이 아이 뭐야 KO. Round two. Fight. 아! 잘 못했다 아! 쳐! 라 아,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와 뭐야 얘? 라운드 2 파이트 아 뭐야 막았네? 아차! 막았는데 이거? 그렇지! 나이스 Not bad. Round one. Fight. 원 있지? 아, 미운데. 아이고. fight. Hi. 오 이거 잘라? Round one. Fight. g Round three. Fight. Oh. Caro? Round one. Fight. 나이스!